봐봐 저희가 꽤 좋아하는 스시집이에요 루카스 낳기 전에는 여기서 혼자 공부 많이 했는데 옛날 생각나네 진짜 더운데 꼬맹이들 귀여워 맛있다 어, 아이고 잘 먹네 백인다고 백인다고 아니 아니야 무거워 무거워 야 내가 먹을 걸. 네가 먹을 거야? 응, 이 <laughs>

드럼 치고 있었어? 반이 제대로야. 별로 안 짜? 돈벌이는 식빵이야. 너무 달 그런 건 맛이 없을 것 같아. 너무 달 걸렸어. 친구랑 오늘 치키지 시장에서 밥을 먹기로 해서 가까운데 자전거를 세워놓고 걸어가고 있어요. 잠깐만. 세워다, 세워다. <laughs> <laughs> すっごく美味しそう。 텐데. 구두 수선하러 갔다가 이 모자를 보고 얼른 사버렸어요. 요새 제가 체크무늬 모자에 좀 꽂혔나봐요.

와 이거야 요거 다 이렇게 뭐라 그 뭐지 이름을 아리 외울 수가 없어 얘는 이름을 어. 다 아는구나 아까 저희는 별로 까먹었어 엄청 음, 맛있어 왜냐면 마라테이키나 이거지 어. 언니가 사람 모으나 보다 아, 뭐 어, 마시지 오랜만이다 우리 집이 원래 타일이었거든 나왔다 맛있어? 응. 올해의 마지막 어린이 정기 연주회예요. 이번 주에만 두번 뒤에 온다. 응, 그러네. 어, 엄마. 고민이었 여기 아프면 다 뭐야, 쓰다면 너무 많이 넣었나? 누가 신고 지나가는 거 보니까 갑자기 너무 예뻐 보여서 루카스 거랑 제 거랑 이렇게 사왔어요. 어린이용은 여기가 신발끈처럼 생겼는데 이게 고무줄이에요. 발볼이 넓어서 신발 되게 편해요. 사이즈 없어서 택배로 받았는데 다른 운동화보다 굽이 조금 더 높고 여기가 이렇게 벨벳처럼 생겼어요. 언니 우리 먼저 시켰다. 어. 잘했어. 뒤로 빼지도 못하고 차. 샤넬 가방도 확실히 맞아 맞아. 아, 샤넬 너무 까져 근데. 어 그렇지. 어, 난리 난리도 아니지. 그치? 난리 난리 진짜 너덜너덜. 몰라 그래 어제 어제 봤는데 어제 또막 하루 반 만에 못. 근데 스타일이 아, 어, 가볍게 나와. 루카스 어. 좋아하는 아, 거 있어. 먹을래? 색깔도 너무 예쁘고 사이즈가 일단 없어서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. 뒤에도 색깔 되게 예뻐요. 루카스가 맨 처음에 신었던 그런 신발이고 이제 사이즈가 이만큼 커졌어요. <laughs> 루카스 발 진짜 많이 컸다.